Thank you. 목도 많은 사진첩을 펼칠 때면 전화의 그날 옛전 우들이 나를 보고 물어보네 그때처럼 우리가 al 살고 있다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